범이 왜? 범이 왜? 범이야 응? 범이야 범이야 범이야 추루추루 줄까? 범이 범이야 추루추루 줄까? 추루추루 줄까? 추루추루 범이 추르추르 추르추르 줄까? 입맛만 다시지 말고 내려와 추르추르 줄게 얼른 내려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내려와 알았어 기다려봐 잠깐만 있어봐 응, 꼬미도 아이고 맛있어요 자 거미 아유 찹찹찹찹 아 얼굴에 묻었어 자. 아이, 코에 묻었어. 어, 조금 맛있어. 자. 음, 꼬미. 자. 코에 똥 쳤네. 알았어, 줄게요. 알았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다 먹었다. 끝. 다 먹었어요.